보살이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? 네. 저한테 달리는 악플 중에도 그런 거 있는데요. 저거는 공부했다는 애가 수행했다는 애가 맨, 맨 욕하고 그러더라. 성질내더라. 지 성질도 못 이기더라. 못 다스리더라. 글로 배운 성인, 글로 배운 보살이 미치는 피해죠. 네. 글로 배우니까 그런 이상한, 이상한 생각이 나오는 거야. 화 안 내야 성인이다. 뭐 이런 식의 이상한, 마음대로 애고가 생각하는. 다른 데서는 나 안 때리던데 왜 보살은 날 때리지 이럴 수도 있죠 딴 데서는 험한 소리 안 들었는데 저한테 와서 험한 소리 들을 수 있죠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도 몰라가지고 욕도 못 한 경우 많아요 보살한테는 걸리면요 보살한테 쌍욕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애가 해악을 끼치는지 아니까 보살은 논어에 나오죠 인자라야 인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자라야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 있다 공자님 사상 인자라야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인자가 아니면요 미워해야 될 놈을 좋아하고 좋아해야 될 놈을 미워하고 개판이거든요 정당한 지적이라도 받으려면 보살 만나야죠 보살에 대한 오해 좀 텁시다 이번 기회 보살은요 더 성질내고 더 중생을 대표해서 분노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? 대신에 분노의 기준이 중생이냐 나의 어떤 욕망의 좌절이냐 이 차이가 있죠 똑같이 화내고 예, 탐내고 슬퍼하고 할 수 있어요 그 모습만 봐서는 얼핏 구별이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중생보다 더 화내네 이럴 수도 있어요 중생들은 다 잘 사는데 저, 저 양반만 화내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그 양반만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생들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자기 욕망만 채워주면 좋다 하고 있는데 보살 성인들은 와 이게 소시오패스가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하고 열받을 수도 있죠.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해해 보세요.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딱 좋죠.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. 진짜 사랑해야 화나죠. 그렇죠. 정신이 없죠.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아낀다면 자식한테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? 자식이 지금 자식이 벼랑 끝으로 뛰어가고 있으면 화 안 나겠어요? 남이면요. 아예 남이면 남이어도 화나죠. 근데 소시오패스, 아주 사, 이코패스 만나면 화 안 내겠죠. 저걸 이용해서 나는 어떤 이득을 볼 건가 이걸 생각하겠죠. 뭐 화안 내는 놈이 더 보살이냐 이 말이 안 맞겠죠. 그 상황에서.